루다 씨가 기억을 네, 네, 네. 어. 못해요. 어, 루다, 어. 아. 루다 언니 뽀뽀예요. 아, 그리고 막 사랑 고백을 그렇게 한다해 고백을 해요. 근데 다음날 기억을 진짜 하나도 못해요. 어떻게 그, 아, 고백하고 뽀뽀까지 했는데 기억을 못하면 네. 카톡으로 막 <laughs> 언니 사랑해요. 멤버들한테만 언니 술 먹고 멤버한테 고백한 거 진짜 기억 안 나요? 나요. <laughs> 기억 나요. 다음날 되게 부끄러웠어요. 기억나요, 납니다. 살다 보 그럴 수도 있죠. 네. 부끄럽고 그 서먹서먹하고 뭔가 맨정신으로 그 대환이 형 다시 봤을 때 이불킥 하나요? 이불킥은 저는 그렇 격정적으로 보여하지 않는 스타일 속으로 가는 스타일 그냥 이불킥 보나한테 감동했다고 진짜로? 그때 내용이 남아있나? 입에 남아있는 초코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여주지 않을게 내가 막 보내놓고 눈물 흘러 웃겨가지고 막 보내놓고 잘 자요 이랬거든요 1시에 다음날 오전 11시에 이게 그래 좀좀좀 잘 잤어 신기해서 난 취했는지도 몰라